부드러워. 잘 지내? 네. 엄마가 미안해. 어머니도 얼굴이 눈이 슬퍼요. 엄마가 울어서. 동만이 눈도 슬퍼졌어. 얼굴도 갑자기 어, 어두워졌어. 공만이 이리와 공만아 이리와 <laughs> 아유 새끼 음, 너복만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봉마 아이고 좋아 엄마가 왔어요 봉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봉마 아이고 야 봉마 봉마나 아이고 이뻐요 늦게 왔다 어우 완전 인기쟁이신데요 강아지들이 다 모이네 오늘 보니까 보고 싶었던 게 역력하게 막 그러니까요 길길이 뛰고 그런 걸 보고 싶어서 아 엄마 아이고 이뻐 엄마가 서 좋아요 뽕만 어휴 그렇게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, 그렇게 늦게 왔어 너 목소리 우렁차다 봐라 정말 신났네 기다려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안 기다리면 안돼 기다려 이렇게 급하면 안 돼 기다려 옳지 안 앉으면 없어 앉아 앉아 가짜 엄마도 나보다 더 많이 보니까 좋아하지. 으이그 세상에. 복만아 가짜 엄마가 나보다 지금은 더 많이 있어요. But, uh...

엄마 또 올게 잘 있어